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 best But my best is what comes next I'm not playing now 그저 달랠 뿐이라고 Promise that we'll keep on coming back for more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My moment is yet to come, yet to come 당신을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붙은 불편한 수식어 최고란 말은 아직까지 난 간지러워 난난 말야 강음하게 좋은 걸예전의 그때와 다르게 별로 하마 다른 게 별로 없다면 you say it's all a lie 난 변화는 많았지만 변함은 없었다 해어 n no c 매 순간이 새로운 트레서 지금 난 마치 1세살 그때 나처럼 bad 아직도 외롭게 말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 기억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 best But my best is what comes next Never seeing it till the more 그날